갑작스러운 질문은 아닌데요. 사실은 어, 이걸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H공사 그러면 아 짓는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짓고 운영한다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짓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치 플러스 그운영에서 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라걸 기본 이제 로직으로 잡고요. 그두 번째 그 주택 도시 그 단어에서 주택이 제일 공간이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주택 공간이 이제는 주거 공간이 음, 사무 공간화 될 거거든요. 음, 그러면 과거에 주거 공간일 때는 그 24시간 중에 자러 갔으니까 2분의 1을 썼는데 앞으로는 풀파인 주거공간의 활용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캠퍼스타운을 포함해서 모든 임대 그 지금 여기서 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그 주거공간을 어떻게 주거 플러스 사무 방식으로 정부가 가져갈 거냐 방의 구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너가 생각 아 이런 것까지 아니 그냥 생각을 우연히 들었던 건데 너가 임대주택 그 주거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었다 궁금해서 그냥 근데 세탁실을 각층에 한 개씩을 빼주면 그 세탁 공간의 그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세탁기가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없다는 거 어제 평 그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공용 세탁실을 천전을 하나씩 빼달라 그리고 그걸 주거 공간으로 좀 해서 뭐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죠 예인데 기본적으로 그 개인 공간의 그 사무 공간화 되는 부분에 대한 뭐 설계, 시공,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2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무실 공간.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 타운에서 사무공간 부분을 과연 따로 팔 거냐. 물론 따로 팔도 좋은데 지금 저희 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 비대면이 활성화되면 사무공간의 유휴공간, 그러니까 사무공간의 유휴분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대면 근무를 총 근무의 뭐 10%를 하면 그 3공간도 7, 8% 유공간으로 낮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재생하는 부분 아니면 재활용하는 부분을 SH 공사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창업 공간에 캠퍼스 타운에 있어서 그 주거 공간 기존에 했던 거기 내가 한번 가보긴 했었어요 전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자는 거 중심 주거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판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창업 지원에 관한 관련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근처에 이제 사무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졌지만 근처에 유업, 유업, 유, 휴분으로 나오는 그 사무공간을 활용한 그런 커뮤니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짓고 운영한다. 그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그 에센스 공사에서 하락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BA, 어, 서울 창업진흥원, 산업진흥원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그, 그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식은 옛날에는 짚고 끝신다가 아니 이제는 짚고 운영한다는 개념까지 가야 이게 이제 미래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SH의 미래의 어떤 그 먹거리를 뭘로 할 거냐, 그걸 지금 다 같이 지금 5월 5시까지 같이 공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오직은제 생각입니다. 운영한 나까지 포함해서 그 방식에서 출발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뭐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건은몇가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궁금하실 점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아마 좋은 답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영재 총장님의 총평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그 특히 서울시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특히 제조업 분야가 여태까지는 이제 억제가 많이 돼 있었는데 어,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 하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고 특별히 벤처를 가지고 그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앵커에 대한 문선영 박사님 이야기도 굉장히 좋게 들렸는데 한 가지는 1,500개 인쇄업 중에서 한 50정도만 apply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만들어는 줬는데 별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저희 성북구에도 저희 학교의 성북구에도 그 뭐 벤처 창업 빌딩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의 그냥 약간 아주 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한 좀비 같은 몇 군데 사업체만 남아있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인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 그 후속 세대들이 연결되게 하려면 굉장히 팬시한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 했던 업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평생 동안 인디펜던트하게 기 때문에 새로 마련해준다고 해도 안 들어갔을 테니까 새롭게 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그 IT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AI 중심으로 하고 있는 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새로, 새로운 형태의 구속 세대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오타쿠라는 데가 우리 구로구 같은 식으로 이 프레스 같은 거 금형 제작하는 데인데 제가 한번 거기서 이제 뭐 연구회가 있어서 연말 파트를 갔는데 2층에 어, 금형을 하고 있는데 어 왜 여기서 연구회를 연말 파트를 하냐고 이제 제 교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물어봤더니 2층에 거기서 모인다고 2층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그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룸사롱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한 사람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금형 공장에 안 오니까 드론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마음대로 치고 내려가서 모이게 하는 걸 하니까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후속이 연결될 때를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에 관계되는 거지만 세월산과 이끈도를 용산으로 갔다가 다듬파이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옮기기만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가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연결돼서 어, 그 제가 자주 얘기했던 스톡홀름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 사실 제대로 된 지식산업,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으면 지식사를을 되려면 그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많이 얘기하죠.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는 스탠포드 대리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는데 시스타 Science Park는 우리나라는 science park는 많이 전국적으로 만들었지만 다 값싸게 분양만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못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타 사이언스 박은 어떻게 해든 스톡홀름 공대를 스톡홀름 시내에서부터 한 시간 떨어져 있는 시스타 사이언스 박에로 옮겨갖고 기차가 다니고 오면 큰 쇼핑몰을 만들어서 일요일만 되면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홍릉 사이언스 대학이 이런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에 고려대학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있고 KIST가 있고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17개가 모여있는데 그걸 특보로 지정해서 을 하려고 한다. 그 캠퍼스타운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저희로 캠퍼스타운 하면은 학생들 벤처한다 보면 조그만 공간을 저희가 내고 서울시가 거기에 뭐, 저, 인테리어 해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그냥 부원가게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왜 거기에 용적률 없어도 특구로 지정해서 2, 30%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나오고서 해 어,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이 어디서 살게도 하고 한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smart workstation 같은 하나 만들고 하나는 뭐 저희가 엑스로라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그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고대 근처에 행동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어, 실립병면도 만들어주고 신촌을 만들어주고 해서 2, 30층짜리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이 기공을 3D로 하는 교수님 한 분이 강남에 사무실을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학교 근처로 오게 돼갖고 훨씬 좋은 거와 학생들로 활용할 수 있게 훨씬 좋아. 그래서 현재 빌딩을 두 개를 사고 세 개째 지차를 하고 있고 어, 거기 직원 은 200명 정도를 크게 실컷 멸천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는 어, 바이오나 IT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제조업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줘야지만 서울시가 뭐 살수 있다는 게 이제 글로벌 브레인스티 계획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판교만 하더라도 대학이 없기 때문에 판교에서 IT가 전산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또 PhD를 받은 바이오나 IT의 PhD는 절대로 천안 이하로 안 내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리노베이션을 하고 재개발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살 수 있게 하면서 그런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요즘에 SH공사나 아니면 아, 그 서울시가 해야 되는 그런 것에 그렇게 할 때만 인프라가 평가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기존의 것을 조금 바꾸면이건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코멘트하면 우리 양동 교수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고 벤처가 커져야 되고 유니폼 기업이 한 20개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는 이렇게 벤처 하는 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실리콘밸리 모델로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모델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은 부킹스닷컴이 어, 트웬트대학이 네덜란드 대학 학생들이 만든 건데 이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부킹스닷컴을 마지막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놓고 100만 불 주고 런던의 호텔 체인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걸 키워나가는 거지 자기가 제조업까지 다 해갖고 이거를 갖다 아이콘 기업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의 박연선 장관도 그런 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데가 아이콘 기업으로 돼서 그런 게 한 20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국내 기업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 처음에 나왔던 지금 이 게임 회사들이 일부 있고 L&D 코스메틱 같이 페이 코스메틱을 하는 이제 그 메디이라고 마스크팩 하는 데가 이제 네 번째로 그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제조업을 하면서 글로벌화하게 해갖고 하는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것이 유니콘 기업이지만 국내 용어로 이게 무슨 글로벌 경쟁이 가질 수 있느냐는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에 요즘 좀 다른 문제지만은 벤처에 대해서도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어느 어느 내용들인가 특히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제조업하고 연결된 걸로 하려고 한다면 바이오나 IT 쪽이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주면 새로운 모델로서 아마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니면 플러스로 아까 김선영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패션 같은 거는 정말 동대문 근처에 한 30층짜리 지어가지고 사람들 모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돼서 뭐 밀라노 이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이게 끊임없이 이 포럼이 화두를 던지면서 미래 서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좋은 화두로서 어, 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영조 총장님 통찰력 있으신 건 제가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그냥 구체적인 대안까지 어,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세 번째 SH 포럼 어, 그 일하는 도시 어, 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석해주신 발표자들, 토론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또 이게 아마 SH의 어, 유선 방송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하신 SH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